2020년 11월 14일 여행 28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아. 누구 있어요? 혹시 아직 있어? 혹시 형 기억하냐? 저 텐트다. 어, 어, 어. 아, 잠깐만,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꼬마야, 잠깐만. 야, 어, 야, 어, 잠깐만,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Yeah. 아 정신아 어. 아 오늘 괜찮아요 지금 나 지금 뭘 어떻게 했는지 나 기억이 안나 지금 나 모르겠어 아, 지금 나뭘뭐 먹은 것 같진 않고 뭐 다친 데는 없는 거 잠깐만 저기 저 안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 여러분들 여러분 여자 있어요 여러분 여자 있어요 꼬마야 야 꼬마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우리 이제 그만해 안 먹었어? 어?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 저 유리관 안에 있는 것인데, 잠깐만. 아. 아. 아. 아. 꼬마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따, 꼬마야. 뭐본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뭐야? 야, 꼬, 잠깐만, 잠깐만, 꼬마. 와. 야. 아, 아, 아. 잠깐. 미안해. 저랑 거기 있는 거 아니지? 나갈게. 아! 어딨어? 꼬마야 이거 좀 먹고 풀면안될까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먹고 풀면안될까 잠깐만 자 이거 줄게. 자. 자.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줄게. 먹어, 이거. 이런 어떤 장난하게 나 여러분들 잠깐만 텐트 이런 거라든지 아까 전에 무슨 커튼 이런 것은 그냥 꼬만 거 같고 아까 전에 컵컵컵 컵 움직인 것은 다른 망자였어요 기운이 틀렸어요 안에 유리관 안에 있는, 있던 컵이 움직이는 것은 그건 다른 망자였어요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눈은 모르겠어 뭐눈 같은 그건 다른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닌가 그건 꼬마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형체를 드러냈다고 가정하에 꼬마가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닌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